힘들 때 말을 해줘 숨 오래된 테이프 속에 그때의 내 Hi. Hi, I think you are a streamer. Me? Yeah, yeah, yeah. Are you sing? Yeah, I, I play a... Are you streaming now? Yeah, yeah, I'm streaming right now. Ah, really? Wow, it's an honor for me. Hmm. Hmm. Better to hear your voice. Actually, I play old K-pop, not latest one. Yeah. Would you mind? Yeah. So firstly, I will. This is very emotional and powerful song. So Hmm. watch out. Okay, let me hear that. 작은 <laughs> 연못에서 시작된 길 바다로 바다로 갈 수 있음 좋겠네 어쩌면 그 험한 길에 지칠지 몰라 걸어두고 울어도 저팀 발걸음에 너 가는 길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말을 해줘 숨기지 마넌 혼자가 헤엄쳐 두려움 없이 넓은 세상 살아갈 수 있길 그런 사람 그런 사람 Ah, oh, y'all were there with a good voice, like perfect. Yeah. Oh, it's so nice. You can watch my stream, you know. Oh, are you singer from Korea? Not not singer. I'm a YouTuber. Ah, you're a YouTuber. Yes. Hi. Hello for uh, what your viewers? Uh, okay. I called genius. my subscribers. Genius. yeah, genius. Hello, genius. <laughs> yeah, sure. Do you do you like emotional song? Up to you. It's Up up, to to, you. me. Or maybe you can so- sing a Korean song. Do you know? Do you know any BTS song? Can you play one for us? Okay. Ah, it's too expensive, but for you guys, <laughs> okay, I'll try. Oh, thank you. 어느 날 세상이 멈췄어 아무런 예고도 하나 없이 문 기다림은 몰랐어 눈치 없이 와버렸어 발자국이 지워진 거리 여기 넘어져 있는 나 혼자가 내 시간이 Like an echo in the forest 하루가 돌아오겠지 아무 일도 없단 듯이 Yeah, like a song like... Thank you You know, actually I, I introduced some old K-pop Do you mind if I play for you?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너에게 난 해질녘 노을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푸르던 나를 기억하며 음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내게는 내 외롭던 지난 시간을 환하게 비춰주던 햇살이 되고 조그만 천 너의 하얀 손이에 빛나는 보석처럼 영원의 약속이 되어 너에게 난 해질녘 노을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부르던 나를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That's familiar though. Yes, this is familiar. this is OST from the film yeah, that's right. called from... Classic. The name is Classic. In, Do you know in any C and Blue song? 아, CM I love Blue. that. Yeah, C and Blue. 아, CM Blue. Wait a minute. Wet, Wetoria. You can play any any C and Blue song. Oh my god. Oh, maybe Oh my this. god, I love that. Oh my god. 외톨이야 외톨이야 다리디리다라투 외톨이야 외톨이야 다리디리다라투 봐봐 나를 봐봐 똑바로 내 두 눈을 봐 거봐 이미 너는 딴 곳을 보고 있어 Check i 시계바늘만 쳐다보는 게말안 해도 다른 사람 생긴 걸 알아 yeah. 요즘 너 아닌 나는 상관 만남이 잦더라 이제는 먼저 전화도 걸지 않더라 나랑 있을 때는 하루가 1초라도 넌내 앞에서 요즘 하늘만 보더라 오, 하늘만 이미 오 멀어진 만들과 못한 우리 사이 외쳐 Oh my god! Oh, I, I found a great song today. Thank you so much. Have a great day. Thank you. Bye bye. Bye. Woohoo! Wow, you are so looks like a Korean beauty. Can you say anything? Are you asleep? Mm, so, do you mind if I play for you? I play. Actually, I play old K-pop. Yeah, for the for the beauties. like you. 어,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 Okay, I play title name is old song in Korean. 우연히 찾아내 낡은 테잎 속에 노래를 들었어 서투른 기타로 풋풋한 목소리에 수많은 추억에 웃음 짓다 언젠간 너에게 생일 선물로 만들어준 노래 촌스런 반주에 가사도 없지만 You look like a baby I know you're 진심이 담겨서 나의 마음이 다 전해진다면 가끔 흥얼거리며 눈물 기도 했지 오래된 테잎 속에 그때의 내가 참 부러워서 그리워서 울다가 웃다가 그저 하염없이 이 노래 듣고만 있게 돼 바보처럼